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어? 저는요? 완벽합니다. 좀 많아요. 근데. 두께가 일정하지 않네. 잘안 떨어진다. 그, 아, 아, 왜안 떨어져? 아, 아 그걸 또 그, 그안 떨어져도 그, 그 유형껏 해야 되네, 요리사기. 요리사 덕분. <laughs> 그 강으로 따르지 말고. 보시면 같 눈썹이 오빠. 야, 너는 제일 크냐? 어디서 본게 있는데 어, 이렇게 냉동했던 거는 키친타는피기를 살려주라고 하던데 밀가루가 없어서 튀김가루로 대체를 할게요. 마사지를 해줍니다. 어, 괜찮나? 육즙이 올라올 때까지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둬보겠습니다. 이렇게 오그라드는 걸 방지하려고 칼집을 냈는데 소영이 Vamos, vamos. 해주요 아, <laughs> 맛있겠다 어, 가위로 자랐다? 가위? 응 이거? 어 가위가 낫겠지? 응 음. 가위로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이카 뜨지 말자요 우리요 약해서 그냥 바로 하나씩 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뭘 무는데 고기다 이것도 그 안 익은 걸 갖다 놓은 건가? 조금 더잘음 음, 먹어봐 어. 맛있는 거음 맛있다 오 맛있다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네, 비주얼 좋고요 뭔데? 네. 어떤 맛입니까? 음, 일단은 <clears throat> 처음에 이제 소스 뿌리기 전에는 응. 분명히 나는 바삭바삭한 고기인 줄 알았어 그냥 응. 응. 그래서 먹으면은 한 몇 개 먹다가 질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요리 잘한다 요날이다 뭐랬노? 요날 요날 요날이 뭔데? 요리 다니는 응. 한숨 쉰다니 <laughs> 그참 그 진짜 내 영어 썼다고 무시하나 <laughs> 버터만 반으로 줄이면 맛있었을 데 버터가 너무 많아서 약간 나머지 남은 거는 버터 조금만 해서 해봐봐 두 덩이밖에 없다 그러네 그러니까 다른 반찬 했을 때두 덩이 귀찮은데 이제 이거 하게 여러분 보셨죠? 귀찮답니다 아우 나지지 마세요 아우 나지지 마세요 음, 너무 커요 너무 이긴 느낌이요입 아, 벌려 들어간다 준비됐나? 아, 아니야. 누가 먹노? 무야지. 아빠 <laughs> 나 늦게 빠져야 이제. 나 늦게. 그 같이만 안 한다. 자, 아, 아 우리 이쁜이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떨어진다. 그렇지. 왜왜 아, 아, 아, 왜? 못하는데 찍을 거야? 손대기 싫어서 박스 끄는데 찍을 거야?